사회적 사다리를 오를수록 사악한 성격이 더 두꺼운다. 면을 쓰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코미디언 출신도 아니고 메인 진행자도 아니며 모악복다 프로그램의 앵커 테넌트가 아닌 게스트와 롤플레이어로 활약하는 예능 선수가 대상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최신 대화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관계에서 표현됩니다. 무엇보다 우선에 김종민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6. 즘 같이 회절률이 높은 시기에 한 프로그램의 9년째 같은 캐릭터로 예능계에 10여 년 동안 건실이 활약했다는 점은 충분히 보답을 받아 마땅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김종민이 연예대상에 영예를 안게 된 의미와 경이다. 김종민은 제가 대상 후보에 올라온다는 게 너무나 말. 이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수상 소감에 첫 눈을 뗐다. 신동엽도 26년 만에 친정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됐지만 그리 어색하지 않은 그림이었다. 그동안 연예 대상은 거의 대부분 코미디언 출신이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는 메인 MC들의 전유 무리였다. 유재석, 강호동 체제로 접어든 이후 지난 10여 년 동 아는 국민 MC 반열에 오른 신동엽을 포함해 단 몇 사람 이 돌아가며 방송 3사의 대상을 차지했다. 예외적인 경우가 2007년 KBS의 탁재훈과 2012년 MBC의 박명수, 2015년 KBS 이휘재 정도인데 박재훈은 가수 출신이지만 당시 이미 톱 MC였으며 박 명수도 홀로 서기를 못했을 뿐 캐릭터 브랜드와 꾸준함 즉 면에선 이견이 없는 최고 선수다. 이런 점에서 메인 MC도 아니고 예능판에서 서부 캐릭터나 게스트로 주로 활약하는 김종민의 대상 수상은 공중파. 방송 3사의 연예 대상이 그동안 가져온 의미, 위상, 선, 정 시스템의 변화와 해체가 더 이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더 이상 방송사 내부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성과 도뱀식, 와 방송사 간에 맺은 공고한 기득권으로는 연예대상 시상, 식의 의미와 위상과 시스템이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변화 혹은 구육지책을 택한 지혜라 여겨진다. 공중파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의 위상과 의미는 지난 1. 영여년째 퇴색일로다. 주말판 신문에서 방송 편성표를 보며 각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스케줄을 확인해 놓고 지난 한 해를 추억하며 누가 대상을 받게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응답하라 시절은 한참 전에 지나갔다. 다음의 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위태해진 공중파 예능이다. 자 버리는 잔치에 시청자들이 부여하던 권위는 점점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공중파 3사 모두 새로운 경향을 제시했다고 나 예능계에서 지분을 점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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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해지는 브랜드, 나타나지 않는 트렌드, 새로운 도전. 옛새드엔드가몇 년째 반복 중이다. 그리고 올해도 생방송 중에 시청자 투표 점수를 반영해 선정한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에 다시 이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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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물론 어쩌면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발전전 인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한다. 공중파 방송사의 위상이 절대적이던 시절에 정립된 고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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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다 하며 저 자체가 댄서부터 가수, 예능인을 다 해오지 않았느냐. 시청자들이 저를 보고 웃으면 저도 모든 스트레스가 나라 간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 후 늘어난 스케줄만으로도 벅찰 텐데 욕심이